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 온